안 먹어 맛있나요? 감시 눌렸습니다 나는? This is time for you to eat better, best knuckles in the world. Any juices? 근데 영재 많이 들어간 거 싫어한단 말이야? What? 방부제 at all. They make this today and send it today. Very 왜 이렇게 푸짐해? 뭐야 이거? 엄마 없애. 저기. 음. lifetime necklaces. 혹시 너다 먹으니? 어?